나는 캠핑이 처음이지요 그래서 너무나도 설레지요 매너, 헤어플레이, 무기기 경기 나이스! 말도 안 돼! 빠르다! 뭐 BTC 화이팅! 자기소개해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비리씨입니다 정해졌어요. 정말 감회가 새롭고 팬분들이랑 저희가 같이 지은 이름이어서 엄청 뜻깊은 것 같아요. 저는 벌써 가족한테도 엄청 자랑했는데요. 빨리 여기저기 다 자랑하고 다니고 싶어요, 진짜. 우리가 BDC다! BDC다! 야! <laughs> 그러실 것 같아서 저희도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선물? 어, 감사합니다. 네. 아, 다 왔다 다 왔다 어. 이래서 사람 말은 끝까지 해야 돼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 나 좋은데? 3만 8천 장 있다고 3만 8천 장 3만 8천 장까지는 안 될 것 같아 38만 장 있어 그럼 아 이거 다 나눠드리자 고고 분위기가 좋은데? 어? 안녕하세요 BDC의 홍성준이라고 합니다 분당 끝이라네요 장신 막내 윤정입니다 BDC의 섹시 리더 김준입니다 장신 막내 윤정입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기억해 주실 거야 뱀핑 여기 햇빛 잘 들어오는데 나는 캠핑이 처음이지요 그래서 너무나도 설레지요 텐트 텐트 여기가 어딘가요? 저희가 곧 데뷔를 앞두고 너무 연습에만 치중을 했어서 힐링도 하고 그럼 팀워크도 단단히 다질 겸 캠핑장에 놀러 왔습니다 그럼 첫 일정은 뭔가요? 전적으로 제가 준비한 건데요 저희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나요? 자, 내가 준비한 거는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세상에 보드게임만큼 유대감을 잘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거 어떻게 할 줄 알아 근데? 자 예를 들어서 떡을 냈는데 시떡 가져갔어 주황이니까. 또 주황이잖아 그러면 조용필 선배님 아 그지 이렇게 아, 그러면 아, 이렇게 기억 가져가는 거야 오케이. 오케이 그러면은 재밌게 저녁 설거지 봐 매너, 페어플레이 우기기 금지, 스겜 오케이 안 내면 거 가위바위보 어. 가위바위보 오! 오! 시간! 가위바위보 예! 나이키 야 베트남 군인 신라들 아. 아 이거 압도적이다 설거지야 아니 아니지 아니지 어, 아니 설거지학정 매너 게임 페어플레이 무기 없이 아니, 내가 겹친 게 없었다고 억울해 억울해 그러면은 묶고 더블 묶고 더블로 가 묶고 더블 너 한 판더 주면 끝인 거야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가는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이렇게 나오면아 아, 아 니 맞아 아야 야 누가 봐 누가 봐 SBS 네. 우린다 나 대한민국 어 서울대 잉글리 해마 못찾았어 뭐, 설거지 돌아주죠 아 유대감이 확실히 느껴지네 <laughs> 유대감이 느껴지는 설거지 아, 다음에 또 하자 재밌네 네. 왜 이렇게 아, 아야 그래 그래 다음에 있어 배 고파? 배고파? 조금? 밥도 먹지만 밥을 안 먹으면 설거지 할 게 없을 거 아니야 선생님뭐 준비하셨어요? 네, 저는 주어진 환경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준비했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y 예.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 맨날 허세 부리면서 김치볶음밥 다 잘한다고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자 오케이 벌칙 정하는 거 어때요 이것도 벌칙? 벌칙, 벌칙. 설거지 설거지 말고 설거지는 형이 여기 계신 분들 심사를 받아가지고 꼴등이 아까 오는 게 놀이동산 같은 거 있는데 바이킹 달래 바이킹? 맨 끝자리에서 혼자 아, 콜 혼자 콜 요번에 딱 가리는 거야 아, 알겠어. 지금까지 우리 맨날 허세 부렸던 거 1등 이상 하면은 딱 그걸로 인정해야 돼 아, 내가 볼 땐 내가 1등이야 자 빨리 시작하시죠 어, 우리가 방금 게임 했잖아 제로 가져가기 세게 낙이 안 됐네 Nice! 야! 저는 마늘 아, 또 한국 사람은 마늘인데 너 마늘 그럼 저는 파 파. 파, 파, 파, 파, 파, 또 볶음밥엔 스팸이지. 치즈 가겠습니다. 베이컨. 김가루. 깨. 예. 예. 아. 파슬리랑 레몬. 잠시. 요리로 잠시. 합시다. 요리. 스타트. 오케이. 아, 트레이드 가능합니다. 정한 씨, 고기가 없네요. 뭐요? 마늘. 마늘 두 개에 깨 조금만 주세요. 아. 아. 왜냐면 이거 엄청 크니까. 깨까지? 낮게 조금 그냥 합시다 안 되는데 빨리 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실래요? 바꾸죠 오케이 야 근데 야외에서 요리니까 재밌지 않냐? <laughs> 재밌다 다 빠르다? 야 자취생이라니까 정한이한테 한 말입니다 아, 아, 아 김치국 너무 마셔버렸네 오 야야야 신간장이네 야, 야 진짜 맛있겠다 야, 야. 마늘 뭔가요? 잠깐만 밑살빼기냐? 어? 가져가 귤이야 어? 어? 설탕으로 감칠맛을 더해주세요 야. 좋소 님들은 못 쓰니 파기름 아 파기름 좋지 소스 조금만 그 나오고 있는 거 맞지? 공기도 안 되겠다 생각했어 짜진 않는 거 같은데 콸콸콸 난 끝난 거 같소 야 근데 밖에서 요리하니까 진짜 재밌지 않냐? 그니까요 감사해야 돼 특히 제작진분들한테 오! 오! 오 이게 셰프, 셰프들이 이런 느낌이구나 노른자 터지게 제 매력입니다 자, 제작진분들 심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늦게 만나지 아 맛있어 이건 팔자 꼴찌 누군지 알 것 같아 <laughs> <laughs> 결과가 궁금하네요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요리해서 요리왕이 되겠습니다. 중요한 건 꼴찌죠. 꼴찌. 비디 쉴듯이 볶음밥 달게 만든 시훈이라고. 김시훈. 감사합니다. 수고했어. 한식의 베이스는 뭐다? 마늘이다. 볶음밥은 그냥 막 넣어서 볶으면 되지 끝. 오늘 날이다 야. 오늘 시연 데이. 그러면은 다음 스케줄로 넘어가 볼까요? 갑시다. 가자. 정한 씨는 뭐 준비하셨어요? 아, 형들이 되게 활동적이라 분명히 힘들고 빡센 거 준비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힐링 타임을 준비했어요. 이번에는 제가 준비했는데요. BDC를 준비하면서 지친 마음과 <laughs> 몸을 위로할 겸 감성 타임을 한번 아, 가져보도록 감정 타임 네. BDC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힘들어 했었잖아요 이것저것 그럴 때마다 약간 형들이 저한테 신경을 되게 많이 써준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 또 그걸로 죄송했던 게 연습할 때 제 마음대로 안 되면 표정 관리도 잘 안 됐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<laughs>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아니야 모르겠는데 나는 좀 걱정이 됐었어 내가 좀 예민해지는 느낌? 그거를 너네도 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서로 기분 좀 안 좋아도 다 풀어주려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너무 착한 친구들인 것 같아서 정환이가 또 형들 사이에서 고생이 많을 거야 <laughs> 우린 그래도 친구니까 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정환이는 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잘 더 그냥 삼키고 그런 게 많을 거야 맞아. 고민을 남들한테 잘 얘기하는 성격도 아니잖아 <laughs> 어,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도 알기 때문에 좀 더 잔소리를 한 겸이 있는데 그래도 싫은 내색 안 해줘서 일단 너무 고맙고 안 돼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도전하고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네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어... 손발이 없어진다 되게 좋은 말인데 <laughs> 되게 손발이 없어진다 아 맞다 이제 저희가 인터뷰할 때 텐트에서 하잖아요 어, 의미를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나도 좀 궁금하긴 했어 에? 저 텐트가 뭔 텐트인지 몰라? 진짜로요? 진짜? 응. 저희는 텐트에 대한 엄청난 기억이 있지 않아요? 그 텐트잖아 너무하네 아빠 <laughs> 원오원 할때 준비할 때 연습실에 잘때 그 텐트잖아 우리 내가, 내가, 미안해 이건 진짜 내가 진짜 미안해 맨날 새벽에 서 어. 텐트에서 자고 정환이 어. 화장실에서 머리 감고 학교 가고 맞다 저는 텐트에서 자지도 못했어요 학교 가느라 진짜 미안하 내가 이거는 내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네 그 궁금증 해결 음.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고 아무리할까저텐트 자던 때 그 어, 열정을 되살려서 이렇게 손 올릴 때마다 각자 각오 한마디씩 하는 거야 몇 년이 지나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어. 열정 있게 영원히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함께 Boys Da Capo. 하나 비디씨 화이팅! 잘하자!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응. 음. 바이킹 타시는 기념으로 단독 인터뷰권을 드릴게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이 정도는 껌이죠 야 떨린다 오 이름을 지어주신 모든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? 저희가 준비한 이 리얼리티를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언제나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긴장했어 긴장했어 유빈씨 화이팅 좋아하는 거야 실성하 별거 없지? 어, 이 정도는 별거 없어. <laughs> 어떻게 치는 거지? 봐. 여기 땡겨. 됐어. 어디로 나. 가야 하오? 어디로 가야 하오? 캠핑이요. 캠핑. 오, 오, 오. 뭐, 뭐, 뭐, 뭐 저기요! 사장님!